Nimadunga ma baju drang. Di ewe artikel Facebook meng document link ci download katna ang choisa tunuk ni ne. Bichiba ang do document meng link Facebook ci post ka a. Ichi jekai etuke ba link kanang. I link do ang meng atong dictionary sang na beta. Document tau download katna sekci do link ci sekte bo ichi etuke isa. Link chi sực tập bài mừng document screen chi nụ kata. Ở tức mừng screen jagra chi kambai sampak chi download button ganang. Te ewe nụ kata ở tức mừng choi sa mau sang gudu qua chi nụ kataria. Ichi download button ganang. Yeah. 다운로드 버튼 치 식대보 아로 345 식대 발명 cho isa s a m sau ai mừng documento computer chi download tak ni. Download tak ai mừng documento computer mừng downloads folder chi m u n ni. Ở tức cái mừng downloads folder downloads folder ao k u l i ai mừng ichi te ewe d o c u m e n t a u nuka document nuketa. documentao khuli ai mừng Порайна manarini, itu kaisa. Ia Iau mang mangsa rong thalai balna sekwa metela bajudrang walnam